좋아요와 구독 아! 유하 유하 안녕하세요 20만 구독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를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Q&A 영상을 하려고 질문을 8개 정도 뽑아놨어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. 구독자 20만 명이 됐는데 기분이 어떠세요? 근데 <laughs> 좋아요. 사실 안 믿겨요. 20만 명이라는 숫자 사실 안 믿겨서 이게 좋은 건지 <laughs> 사실 좀 안 믿기죠. 그죠? 음. 두 번째 질문 FPS 게임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? 타고난 거예요? 이렇게 하는데 FPS 게임은 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5년 <laughs> 전 친구들은 카트라이더랑 알투비트를 하는데 그때부터 카트라이더랑 알투비트에 재능이 없어서 제가 그 박자가 안 맞더라고요 <laughs> 그 재능이 없어서 그때 혼자서 친구들이랑 PC방 가서 저는 서든어택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서든어택을 좋아했었어요 엄청 어, 잘 했고 음. 세 번째 질문 지옥이 콧방 코코 영상 재밌는데 혹시 브이로그 영상 계획은 없으신지 천천히 천천히 한 번씩 찍어보도록 노력은 해보겠는데 기대는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번째 질문입니다 코코는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? 이름은 왜 코코인 코코인지 궁금해요 하는데 5년 전쯤에 혼자 살다가 이제 그때는 강아지를 키울까 고양이를 키울까 엄청 고민을 많이 하던 시절인데 한 마리만 키울 거면 고양이를 키우고 두 마리 정도 키울 수 있으면 강아지를 키우라고 주변에 추천을 많이 해줘서 그때는 한 마리 키울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양이를 키웠어요. 근데 목욕도 잘 안 시켜도 되고 산책도 안 시켜도 돼서 고양이를 잘산책한것 같아요, 저는. 그렇게 생각해요. 이름이 왜 코코냐면 처음에는 5월달에 데리고 와가지고 5월이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5월아 5월아 발음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동물을 처음 키우는 거라서 부르기가 좀 쉬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코코? <laughs> 그러니까 코코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두 글자로 지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래프님 요즘 갈수록 예뻐지시는데 피부관리랑 화장품 뭐 쓰세요? 하는데 피부관리 질문을 평소 유튜브에서도 많이 봤는데 피부관리는 따로 딱히 하는 게 없고 조명이랑 캠으로 <laughs> 사실 실제로는 이렇게 하얗고 맨들맨들하지 않습니다. 저는 세수하고 나서 스킨도 안 쓰고 로션도 안 쓰고 아이크림만 좀 적당히 덜어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르는 스타일이긴 한데 사실 폼클렌징을 피부에 많이 대면 안 좋다고 그래서 저녁에는 이제 폼클렌징을 하면 아침에는 이제 물로 세안하고 그리고 찬물로 헹구는 것도 되게 좋다고 들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약간 복불복 뭐지? 다 말이 달라서 미지근한 물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6번 와 이 질문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 질문은 생방송까지 와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유튜브 댓글에서도 꾸준히 대답했던 질문인데 코코가 물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? 코코가 물었을 때 안 아팠어요? 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 좋아요와 구독 먼저 코코가 물었을 때 아팠습니다 <laughs> 아파서 아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진짜 아팠어 왜냐면은 이게 렇 볼이 물려서 늘어날 정도로 세게 물렸었기 때문에 근데 고양이한테 물리면 이렇게 딱 딱 잡혔을 때 이렇게 자국만 나는 정도가 있고 물린 자국에서 피가 살짝 고이는 그런 정도의 물리가 있는 기가 있는데 고양이한테 물린 거는 금방 나 빵꾸가 났다가 금방 나 그리고 고양이는 그래서 가끔 진심으로 물어 <laughs> 그래가지고 고양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?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져요 왜냐면은 저는 고양이를 진심으로 못 때리는데 고양이는 나를 진심으로 물어 <laughs> 그래서 제가 집니다 그리고 아, 코코를 괴롭힌다는 말이 많은데 고양이를 내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를 물었어 처음부터 너무 물어가지고 네이버에다가 고양이가 너무 물어요 고양이가 물면 어, 다 찾아보고 다 해봤는데 쟤는 그냥 물어 그냥 물고 처음 고양이 주사를 맞히러 갔을 때도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첫 주사를 맞히면서 이렇게 까다로운 고양이는 처음 본다고 왜냐면 첫 주사를 맞힐 때는 애들이 영문을 몰라서 어리둥절해서 가만히 보통 있는데 우리 고양이는 첫 주사 맞을 때부터 의사 선생님을 싸다구로 날려가지고 <laughs>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그랬었어 와 이 고양이 보통이 아니니까 둘째는 고양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날 때 키우시던지 안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한 성격 하는 고양이라고 그때 처음 의사 선생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었어 진짜로 의사 인생에 첫 주사부터 이렇게 싸다고 달리는 고양이는 처음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했었거든 원래, 원래 무는 고양이였어 내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다 <laughs> 일곱 번째 질문 방송하는 거 말고 다른 직업도 있으신가요? 그리고 가족이 방송하시는 거 아시나요? 하는데 생방송을 보통 하루에 8시간씩 거의 10일에 한 번씩 쉬면서 생방송 시간이 조금 긴 편이라 다른 직업은 없습니다. 가족이 방송하는 거 아시나요?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희 가족은 방송하는 거 아직 언니랑 형부밖에 몰라요 언니한테 알려줬는데 형부는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고 엄마랑 아빠한테는 아직까지 알려줄 생각이 없어요 한1 5분 정도 됐을 때 언니한테 물어봤거든 언니 나 그냥 엄마한테 방송하는 거 얘기할까?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것 같기도 하니까 얘기할까 하니까 언니가 해준 말이 있거든 얘기를 안 하면은 걱정할 일이 없는데 얘기를 하고 나면은 걱정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, 그냥 어 신경 쓸 일도 생기고 엄마가 생방송 장사 오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는 얘기 안 했어 근데 얼마 전에 사촌동생 사랑이 갑자기 생방송 찾아가지고자 <laughs> 다음 질문. 방송 안 할 때 평소에 뭐 하는지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지금 요즘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저녁 6시, 7시쯤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거의 방송을 키고 방송을 3시에서 5시까지 한 다음에 이제 밥 같은 걸 먹거나 웹툰을 보통 많이 보고 보통 10시에 잠이 들어서 5시, 6시 일어나서 또 방송을 <laughs> 키고 또 그렇게 힐러 가서 보통 방송 안 할 때는 전 TV도 아예 안 보고 거의 웹툰 보고 유튜브 보고 핸드폰 유튜브로 하트도 주고 다른 유튜브도 보고 지금 10시, 11시 잠들면은 또 이러면 방송할 시간 이어 이렇게 요즘은 그냥 이렇게 자거든 어쩌다 어쩌다 한 번씩 밖에 막 병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볼일 있으면 나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방송 안 할 때는 다른 거뭐안해 그래서 이거 부가 질문으로 사람들이 왜 남자친구 안 만나요 안 만들어요 연애 왜 안 해요 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할 시간도 없고 사실 지금 너무 행복해서 다른 거 안 하고 싶어 언제 씻어요 하는데 사람들 내가 되게 잘 안 씻는 줄 아는데 양치랑 세수는 꾸준히 하는데 샤워를 머리가 길어서 샤워를 한번 하고 한번 쉬고 한 번 하고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샤워는 집에만 있는데 이틀에 한 번씩 샤워도 되잖아 밖에 나갈 때는 깨끗이 씻고 나가니까 누구 만나면 무조건 씻고 나가지 근데 집에만 있잖아 더러워질 리가 없어 더러워질 수가 없어 집이 깨끗하니까 자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20만 구독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꼬리가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바 유바 妈。